객관적인 수술 결과는 양호하고 남아있는 지방량이 거의 없어서 재술의 효과가 좀 떨어지는 경우에 만약에 환자가 지방이 남아있다고 판단을 하고 재술을 원하는 경우에는 저는 그거 말리는 편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재술해도 결과가 안 좋고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서 수술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부위가 작거나 교정해야 될 부분이 특정 부위로 약간 튀어나온 경우면 주사로 교정을 부분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사 시술을 여러 차례 맞는 경우에는 겉에서 보이진 않지만 안쪽에서 지방 형태 그리고 성질이 많이 변하는 경우도 많고 조직 자체가 딱딱해지면서 어려운 케이스로 변할 수 있어서 재수술에 준하는 방법으로 수술을 하고 있어요